흩어져가는 시간 속에 또렷한 그대 모습 언젠간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허공 속에 사라진 내 하루하루는 널 잊기엔 부족한가 봐 넘치던 내 눈물 속에서 흐려지던 너의 뒷모습 그 후로 사라져버린 내 하루하루는 돌아오지 않았지 너처럼 속에서 부서지는 너의 뒷모습 그 후로 사라져버린 내 하루하루는 돌아오지 않았지 너처럼 잊진 못할 거야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다시 행복하고 싶어서 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없이